2020년 6월 12일 스타도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저 다시 왔습니다 혹시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잠깐 실례하겠습니다. 계십니까? 계십니까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소리 들었습니다. 소리 들었어요.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소리 들었습니다. 분명히 저... 어? 누구세요? 저 기억하시죠? 이전에 왔었는데 기억하시죠? 시계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시계 시계 그대로 시계 안 바뀌었어 그대로야 시계 시계 그대로 아 잠깐만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아, 나 잠깐만. 할매 어디 계세요? 할... 아, 나 진짜 안 한단다. 진짜 나 이거 안 된다. 나 이거 진짜 안 돼. 이거 진짜 안 돼. 이거 진짜 안 돼. 이거 진짜. 이거 진짜 안 돼. 아. 안 된단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와 진짜 이거 왜 그렇지 갑자기 오늘 또 아따 막 피곤하다 진짜 피곤해 땀은 땀대로 흘리고 하... 할매 혹시 할배 어디 계세요? 이전에 할배도 계셨잖아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? 들어왔다. 기운 세다. 기운 세다. 허벌나게 세다. 어? 저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진짜 말로 하시다 말로 진짜 말로 하시고 진짜 저 허망 하시면 안됩니까? 저 열심히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잠깐만 혹시 혹시 시장하세요? 그래서 그러신 겁니까? 그만 하시고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?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? 할매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? 저한테 말씀 좀 해... 하지 마십시오 할매 할매 저 하지 마세요 진짜 할매 진짜 할매, 에, 예. 혹시, 어,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? 제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으면은, 어, 뭐여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? 뭐야? 잠깐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예?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? 혹시 여기지세요 혹시 여기지십니까 예? 에이. 에이, 아, 그냥. 에이, 안 아, 하네. 아, 에이. 아. 계속 일부러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